왜요? 아! 어! 말씀하세요. 여기 사시는 분 맞습니까? 네, 사는 사람이요.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십니까? 말씀하세요. 어시 마시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. 2019년 8월 18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누구세요? 누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도망가지 마. 카메라 딴 돌리지 마 진짜 나 모의사니까 뭐야? 어! 아저씨 아저씨 말씀하세요 여기 네. 사시는 분 맞습니까? 네 사는 사람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십니까? 말씀하세요 어시지 어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왜왜 여기서 사세요? 아니, 뭐 여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 예? 여기 아무도 안 살잖아요 아저씨 뭘 안 살 안 살기를 여기 신발 아저씨 가져왔어요? 아니 오지 마안 해요 싫어요 아 싫어 아 싫다고요 왜요 왔어요 왜요 왜요 왜요 왔다고요 아, 여기 산다는데 왜 지랄이야 지랄이 아니 여기 어떻게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, 산 사람이 살지 님이 씨발 아 욕을 하지 마시고요 음, 짜장이네 짜장 짜장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짜장 싫어해요. 나 이번에 물어볼 때 확실히 물어봤어는데 차라리 민증이라도 좀 볼 걸. 내가 모르 뭐 그걸 확인할 권리는 없지만. 왜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저희가 그거 아시죠? 그 노숙자 부이신지 그, 그때 그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집에서 발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발견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실례인 건 알죠 저분이 진짜 저렇게 사신다면 진짜 민폐고 실례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좀 안 좋지 않은 모습을 뵌 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확인하고 어떤 경찰한테 인계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확실한 걸좀 알고 싶었는데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오시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예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음료수 사드리려고 음료수 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. 이제 사람 사실은 진짜 몰랐습니다. 진짜 몰랐습니다. 이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는데요. 음, 그, 방송국에서 예, 예, 아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찾아다니는 데인데 이게 저,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. 예, 죄송합니다. 술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술을 아니요.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. 예, 예, 정말 죄송합니다. 이 사람 사실인지 몰랐습니다. 이게 좀허름해가지고 예, 그, 예, 사장님, 죄송한데요. 여기 위에 한 번만 올라가서 한 번만 보고 내려오면 안 될까요, 그냥? 조용히 일단 나갈게요. 한 5분만 있다가. 예, 제 조용히 다 나가겠습니다. 사 예, 사장님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빨리 빨리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 둘러보고 나갈게요. 빨리 둘러보고 다른 다른 동으로 갈게요. 실례될 수 있으니까 빨리요. 뭐야 이게? 뭐야? 귀신. 땀 엄청 흘렸다 지금 와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